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, 플로리다 반점에서 배군교 역할을 맡은 유한이라고 합니다 네, 플로리다 반점에서 서혜원 역을 맡은 차우민이라고 합니다 네, 저희가 연애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, 형 먼저 할래? 15년지기면 그동안 그 친구와 그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연은 또언젠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로 친구가 원한다면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대답입니다 네. 이하 동문입니다 친구가 포기한다 그러면요? 고맙다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<laughs> 네 오케이 결정했어 나도 하나 둘셋 전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저도 똑같이 결정 이건 결정 내리기가 쉽지 음, 않은 질문인데 선택을 하라 하면 친구는 앞으로도 봐야 하니까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화. 뭐 메시지 저는 사실 만나는 걸 더 추구하긴 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집중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또 존중해 주는 편이고 그래서 메시지를 못 뭐 주고받다가 뭐 서로의 시간을 보내다가 만났을 때 조금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문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간결하더라도 저는 전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마리끌레를 촬영한다고 어머니한테 자랑하고 왔어요 저는 마리끌레를 촬영한다고 저희 매니저한테 스케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<laughs> 난 결정했어 나도 오예 네. 이건 통했네 어 뭐, 먼저 얘기할래? 싫어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면 거절을 할 수는 있잖아요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면 서운해 좀 서운할 것 같아 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제가 한때 프로 짝사랑러였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작품에서도 저를 싹, 짝사랑하거든요 네.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짝사랑은 힘들지 <laughs> 그래서 B 음. 아 거짓말하는 A인데 바람 바, 거짓 바람, 바람 피는 A 와 이건 그나마 그나마 더 나은 거? 하나 둘 잠깐만 잠깐만 응. 네. 어 오, 오. 한다? 하나, 오, 어, 어. 둘, 셋. 오. 어. 나 지금 어떡해. 거짓말, 거짓말 피는 애인? 응. 거짓말 피는 애인? 거짓말을 피, 피는 애인이 있어? 나 바람 피는 애인. 바람? 바람? 바람? 아니야, 거짓말이 더 나아. 거짓말이 더 나아. 어, 거짓말이 더나나 저는 아, 거짓말도 음. 사소한 거짓말이 많은 사람은 정말 싫어하긴 하는데 최소한 바람은 안 핀다라는 가정하에 선택했습니다.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A를 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선의의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? 오, 어, 오 잘생겼다 어. 음, 이런 거? 그거는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어, 아무튼 뭐 선의의 거짓말도 뭐 이벤트를 위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난다 <laughs> 아둘 다 너무 싫다 난 결정했어 오! 왜 비야? 어, 난 약간 이 뭐라 해야 되지 연애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약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어...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... 그냥 어...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알면 화가 나겠지 <laughs> 나는 결정했어 하나 둘셋 뽀삐? 어, 응. 왜? 나는 네. 내가 그 10년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이제 내 기억으로 덮어채우는 거지 어, 난안 될 거라 생각해 될까? 난 될 거라 생각해 그래 알겠어 <laughs> 아 근데 어렵긴 해 <laughs> 어, 나는 결... 더 나은 거 네, 저 결정했어요. 하나, 둘, 셋. 결혼한다는 얘기보다 그나마 돈 빌려달라는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아. 나는 결혼한다고 하면 축하해 줄 거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것 같아. 진짜? 응. 나 빌려주라. <laughs> 나보다 돈 많으면서. 아, 나부터 할까? 음, 어. 저는 대낮에 커피숍까지 와, 나좀 보수적인 편 어, 저는 대화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<laughs> 네 전화로 어? 한 3시간씩 붙들고 있어 괜찮아? 어, 어 난, 나는 그 이해해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통화 길게 할 때도 있잖아 근데 나는 대화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뭐 싫어요 <laughs> 네 지금까지 배우 요한 차우민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? 네 플로리다 반점 영화판이 이제 개봉을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리끌레르 웹사이트에서 만나요, 만나요. 안녕. 안녕 아유 질문 너무 어렵다